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제가 어제는 어, 몸살 기운이 있고 목감기가 제가 목이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지면 저는 목이 먼저 좀 붓, 붓, 붓더라고요 영어로 sore throat이라고 하죠 예. 어, I have a sore throat 제가 지금 sore throat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 이비인과 가가지고 저의 단골 이비, 이비인과 가서 또뭐몇 가지 트 r e 먼트뭐 몇 가지 뭐죠 그거를 어 t r e a t 들을 받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laughs> 저도 찾아서 올릴게요 그 밑에 예. 그리고 또 약 처방을 받아서 지금 방금도 약을 먹었는데 어제는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첫사랑이 끝날 때가 한국어 제목이고요. 영어 제목은 You left your, you left your first love. 네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떠났다, 뭐 이, 런 뜻이 됩니다. 외우게 되는 문장은 You left your first love 뒤에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이런 네가 as at first, at first 이게 여러분 처음에 라는 뜻이죠. 처음에 예. as는 여기서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you don't love me.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렇게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를 오늘은 외우기로 하고요. 오늘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부터 어, 한국 분들이 너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문자 중심의 영어를 하는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어, 제가 밑에는 이거를 적어 드릴 거예요. 또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영어 성교 번, 성경 번역본에서 이 문장들의 어떤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양한 동사들도 설명을 드리고 밑에 좀 많은 문장을 올려드릴 텐데요. 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문자적인 문장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듣고 좀 암기하는 그 listening 듣고 이렇게 따라서 말하는 그래서 화면에 한번 아무것도 문장을 띄우지 않아 보고요. 혹시라도 외국에서 제가 사실은 <laughs> 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 영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있었다는 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혹시 보게 되면 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막, 서브타이틀은 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거부터 그런 거 살짝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어, 고려해 주시고요. 음, 한번 들어봐야죠. 서원이 그렇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세 번.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네 번 들은 것 같네요. 남자 목소리.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예. 발음이 you left left, your left, first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연음하시는 음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you left, left, left your, 그러니까 left your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left your 약간 뭉개는 소리, left your, you left your first love. 그러니까 추수를 살짝 섞으셔도 좋습니다. you left your first love, first love 이렇게 끊지 마시고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don't love me. Don't 이런 부정하는 거 좀 세게 하시고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처음처럼 예. 지금 제가 밑에 올려드린 그 문장들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나왔던 동사들인데 이 leave라는 게 left가 leave의 과거잖아요. 물론 left는 뭐 on the left 하면 왼쪽에 그서 왼, 왼쪽 left-handed 하면 왼손잡이 이런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가 되면 뭐를 두고 오다 뒤에 사람이면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영원히 그 사람은 영원히 떠나다 뭐 이렇게 떠나다 예, 이런 좀 안 좋은 뜻이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저번에 또 적어놨던 forsake 예, forsake 막 저버리다 버리다 아니면 desert desert 이게 앞에 강세면 desert 사막이고 뒤에 강사, 강세면은 이게 이제 버리는 거죠 예. abandon 이것도 유기하다 버리는 거 예. 떠나다 버리다, 방치하다. 예. 다음 let go, let go. 예. 그냥 떠나 보내다. let it go 이 노래 아시잖아요. 예. 어, let go of the love. 사랑을 그냥 떠나게 방치하다. 또 lost란 단어로도 번역이 됐네요. 사랑을 분실했다, 잊어버려, 어, 잃어버렸다죠. 잊어버렸다, forget이고 잃어버렸다. 그리고 음, 또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uh, turned away. You, you, you have turned away from the love you had at first. turned away 예, from the love. 그 사랑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away가 들어가니까 멀리 돌아서 버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departed, you have departed from your first love.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departed. 예. 또그 The Message라는 성격 번역은 You walked away from your first love. You walked away. The message라는 번역본이 walked away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멀어져 간 거죠, 이거죠. 이것도요. 예, 어웨이가 떠나서 멀리 멀리 떨어져 가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뒤에 away는 주로 전치사 from이 같이 많이 씁니다. 예, away from. 예. 어, 뭐제 오피스가 집으로부터 2km 떨어져 있다. 그럼 my office is 2 k m away from my house. 이런 식으로 어, 자 내용을 좀 봤고요. 내용이 좀 슬픈 내용이네요. 제목이 첫사랑이 끝날 때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의 어, 암기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묵상 제가 굉장히 턱걸이부하게 수다를 떠는데 그래도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의 과거 추억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이렇게 음, kind of meditation 약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meditate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첫사랑의 기억과 추억이 다 있으시죠? 예, 첫사랑의 어떤 설레임 그리고 그것 첫사랑과 헤어질 때의 아픔 아마 여러분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만나는 그런 친구들 중에 중1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빠르다 그러던데 혹시 중1 친구들 중에 나는 첫사랑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 채널을 시청 많이 듣는 분들의 연령대를 제가 통계 들어가서 보니까 뭐 3, 40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laughs> 다 첫사랑에 어떤 추억도 있고 예, 아련한 아픔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남녀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서로에게 이렇게 끌리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한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막 서로 뭔가 어, 그런 영어로 chemistry라고 하죠. 예, 어떤 잘 그런 good chemistry, chemistry가 좋으면 케미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몇 시간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어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사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뜨겁던 관계가 이제 알만큼 알게 되고 상대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 뭐 특별한 게 없다.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뭐 별거 없네 뭐저 사람도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할까요? 예,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그 first love가 이제 사라져 식어지면서 예, 어떤 의무감, 의무감에서 만나게 되고 뭐 우리 영혼 없는 멘트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상대가 별로 영혼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어떤 초롱초롱하던 그런 눈빛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의무감에서 나를 만나주고 어, 사랑한다고 의무감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될 때 뭔가 참 you know it breaks it breaks my heart 마음 굉장히 예, 아프죠. 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나요? 저 또한 그런 감정을 예, 상대에게 주기도 했었고 제가 받아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가 뭐 깨진다면은 no wonder 예, 놀랄 게 없죠. 저도 제가 20대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귄 거의 첫사랑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뭐 썸 같은 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오래 제대로 사귄 거는 뭐 거의 처음 상대인데 이제 오래 사귀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많았죠. 그런데 서로에 대한 이제 애정이 좀 식어가면서 어, 헤어지던 날 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제 저의 과거 여자친구가 저에게 작별의 편지를 품속에 간직하다가 저한테 딱 건네줬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좀 놀랬죠 당연히 놀랬는데 아 It's about time 영어로 about time이 뭐 때가 됐다 올 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서로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제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서로가 열심히 참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식어진 오늘 주 제목인 어, 첫사랑이 이제 끝난 거죠. 예, 뭐 유효기간이 끝, 끝났다는 표현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고 무슨 먹는 식, 식제품이 아니니까 하여간 그 사랑이 식어가는데 어, 서로 노력함에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 서로의 앞날을 좀 축복하면서 음, 우리가 연인으로서의 정말 인연은 관계는 마무리되지만 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 그런데 신, 우리가 우리 채널의 주제인 우리 채널의 주제가 신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인간을 향한 성경이 저는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그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레벨레이션스에서 나오거든요. 레벨레이션스 chapter 2 verse 4 2장 4절이에요. 레벨레이션스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신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관찰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혼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평가, evaluation,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이 너희가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보면 좋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 좋은 커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참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참 이런 거 참 좋다. 그리고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거를 너희도 같이 싫어하고 그렇게 참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신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했을지라도 나를 처음에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너희가 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You left your first love. 다른 성경에 보면 되게 더 좀 인상적이에요. You left, you left me. Your first love. You left me. Your first love. 너의 첫사랑인 너희의 첫사랑인 나를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It's shocking. So shocking, isn't it? 여러분 굉장히 shocking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사랑은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을 어,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사실 살죠. 뭐 부부 관계이든지 뭐 친구 관계이든지 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시는 어떻게 사랑의 본질 자체인 시는 어떤 그런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첫사랑의 강도로 인간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 버리고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문장 뒤에 보면 The Message란 번역본에서 turn back 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turn back recover your dear early love. recover your early love. 한마디로 얘기하면 recover your first love예요. early love가 초기의 사랑인데 first love예요. 네 첫사랑 recover, recover가 뭐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 참. 이게 참 인간의 사랑하는 관계 같지 않나요, 여러분? 첫사랑이 끝나갈 때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이 아닌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다 이렇게 어 상대에게 얘기하게 되지 않나요? 예, 내가 미련이 있다면 나도 미련이 없다 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신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혼내면서 나온 문장이고요. 오늘 외우는 문장이.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것은 일관됩니다. It's very consistent. consistent이라고 그러죠. 일관되게.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음 러브레터에서 그걸 다룰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 13장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t's nothing. It's useless. It's meaningless. Shocking. Shocking.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분신 자살한다고 하지 않나요? 맞죠? 예. 분신 자살 맞죠? 예, 지금도 12시 45분에 하다 보니까 또 가물가물. <laughs> 이건 뭔가요? 영어, 한국말 다. 어, 하여간, 그니까 너의 몸을 그렇게 희생할지라도 그걸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고 참 허무한 것이다. 어, 뭔가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역시 그 성경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문장이기도 하고 다음 love l 러 t 레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관계, 신이 그거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의미 있게 보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 그리고 어... 인간관계가 마치 제가 예로 들었던 저와 저의 첫사랑의 관계라든지 이런 그런 예를 들었듯이 신과 어떤 인간의 관계, 심지어는 신과 에베소 교회, 오늘 저는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서 어, 억울하게 욕먹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요. 예, 교회가 어떤 일을 또 좋은 일들 한다는 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욕먹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 교회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봐도 우리가 뭐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더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 뭐 혼나야 되는 예, 부분이고 예. 뭐 그런데 지금 어떤 욕먹는 이유 중에서 오늘 그 핵심 문장이처럼 문장의 내용처럼 어떤 교회가 신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뭔가 너무나 의무감에서 많은 예배들 또 봉사들 또 교리를 지키 교리 지키는 것도 잘했다고 외소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목을 맨 나머지 뭔가 세상으로 더 향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탓하기 전에 뭐 저부터 일단 잘해야겠죠. 예. 제가 이 채널을 솔직히 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예. 어, 그냥 교회 생활에 자족하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신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신의 사랑이 있다면 어, 이 채널을 듣고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즐겁게 듣고 또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그런 meaningful time이 되기를 바랄 마음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좀 우연이라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정말 들어와서 들었다가 아 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뜨겁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이라면 내가 그 신과 한번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 계기가 되는 채널이 되기를 사실 굉장히 바라거든요. 예. 그러면 신이 있다면 제가 되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야 네가 참 잘했다. <laughs> 잘했다. 정말로 이런 얘기 한것 같은데. 예. 어... 제가 만났던 신과 정말 뜨겁게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인간은요. 뭐랄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타적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제 옆에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요.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도 영원한 신의 사랑과 정말 그 사랑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우리 매 순간 삶의 순간 속에서 어, 참 그런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도 세상에 하나뿐이고 저라는 존재도 신이 하나 정말 물론 크리스라고 제가 영어 이름 얘기하는 거 is very common name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어떤 신이 볼 때는 저는 한 명의 존재니까 그런 신을 닮은 음, 멋진 존재로 예,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어, 음, 그러니까 쉽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그 오늘 핵심 영어 성경 문장 고체 현대 영어 문장을 외우겠는데 음, 자 제가 또 신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관찰해 볼 때 그리고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의 사랑은 좀 강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을 좋아합니다. 예.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참 상처를 주고받는데 어, 신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계속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음, 하실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예. 이거는 계속 얘기할 거라고 그랬죠. 이게 너무너무 so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이 오늘 얘기하는 거는 나는 변하지 않는데 너 왜 자꾸 변하니? 너무 속상하다. 다시 좀 나를 처음처럼 사랑해달라고 하는 뜨거운 좀 외침입니다. 어,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남자부터 해볼까요? 다섯 번.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자, 화면에 안 띄운다 그랬죠? 여러분 소리로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처음처럼 as first가 아니고 as at first. as at first. as 다음에 as you did 이런 게 생략됐다 보셔도 돼요. 그렇게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did라는 거는 lov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시 한번.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여자 목소리 다섯 번.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한 번만 더요.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You left your first love. You don't love me as at first. 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turn back 돌이켜라. 아, 뭐였죠? 그다음 아 recover your first love. recover your first love. 회복해라.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